Welcome Dream Glass는 시각장애 마라토너가 guide runner 없이 혼자서 달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세계 최초의 wearable device입니다. 초정밀 RTK GPS와 motion 센서를 통하여 5cm의 정밀도로 마라토너의 위치 정보를 파악합니다. 각종 device에 수집된 모든 정보는 웰컴 저축은행 서버의 빅데이터 solution을 통해 시각화됩니다. 3D cam은 장애물의 종류와 위치를 인식합니다. 인식된 정보를 3D 사운드로 다시 제공하여 동호씨가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웰컴저축은행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호씨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동호씨는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코스의 여러 정보를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Welcome Dream Glass를 통해 들리는 모든 소리는 코스의 시각 정보를 사운드로 변환한 것인데요. 마라토너가 코스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기부해주신 응원 메시지도 추가하여 동호씨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동호씨의 신체 3D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수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되었고 기계적인 장치가 아닌 스포츠웨어의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웰컴 드림글래스 제작을 통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R&D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device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